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꽁앤가세 꽁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요가를 해오신 요가의 달인 이정현 씨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 한번 가볼까요? 어?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어, 동안 요가를 해오신 네. 요가의 달인 이정현 씨 맞나요? 아 잘 찾으셨습니다 아 네 지금도 뭐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 네, 뭐 어떤 거 아, 몸풀기로 가볍게. 아 몸풀기로. 네. 이렇게. 아, 굉장히 편하게 그럼 식사를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안안안 앉 그, 그, 네네. 뭐 이렇게 먹고. 네네. TV도 보고. 아 TV도. 그렇죠. 아, 되게 편하게. 네. 그러고 한 몇 시간 계시? 어, 네? 괜찮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아몇 시간이나? 보통 7시간 정도. 아, 7시간 네, 7시간 정도. 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 네. 요가의 달인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네. 제가 원하는 자세 네. 좀 가능하십니까? 아뭐 아무거나 뭐 가능하죠. 그럼 첫 번째로 음. 바로 요 자세. 어. 요 자세, 낙타 자세라고 하는데 낙타 자세 뭐 유명하죠? 네, 낙타 네. 자세 가능하십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 제일 기초 아 기초 네, 제일 아. 처음에 배운 건데 네, 어디 한번 자세를 한번 이 어. 정도 이렇게 네? 네?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이거 허리가 안 꺾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낙타예요 다시 그러니까 네? 단지 특이점이 있다면 네네네 제가 남들보다 좀 팔이 길기 때문에 아 팔이 길어서 네, 그냥 간단하게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자세 아, 근데 허리가 너무 안 꺾이는데요? 아 조금 더 꺾이면 네. 이 정도까지 가죠 아, 그냥 눕는 거 아니에요? 이게 꺾인 거예요? 아 꺾인 네, 거예요? 꺾인 아 그게 그럼 낙타 네네. 자세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네. 바로 요 자세 어 요 까마귀 자세라고 하죠. 네, 조금 심화 과정인데 네. 어, 한번 해보도록 까마귀 자세로 제가 알기로는 정현 씨가 네네. 내년쯤에 이제 까마귀 자세로 이제 계속해서 세계 신기록을 도전하실 거라는데 대회도 있나요? 네, 아 있죠 아, 대회, 있죠. 아, 대 있죠. 어, 오래 버티기. 아, 아 네네네. 기네스 도전을 하신다는데 맞나요? 네네 맞죠. 네. 네 공중에 잘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발이 오오 떴어요 떴어요. 이렇게 한 몇 분을 버티시나요? 아 이렇게 자요. 아 <laughs> 이렇게 주무세요? 아 이래 주무시는 네, 거예요? 대충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 네, 어, 아, 아 힘드세요? 아니 아니 전혀 문제 없어요. 아 괜찮으세요? 네네. 네. 아 <laughs> 이러고 주무시는구나. 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최고 고난도의 자세인데 바로 요 자세.

아, 아, 아마리, 아. 어, 저기요. 하세요. 됐어. 자, 이제 갈게. 어, 괜찮아요, 지금? 어, 아직까지 와. 그전 영상보다 뭐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좀더 이쪽으로 와, 좀 더 이쪽으로 와. 됐어, 됐어. 오케이. 해봐.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리, 자리 좀 볼게 네 사진 볼게 오케이 됐다 기다려 네 다리가 완벽히 다 안 보이거든 근데 어쩔 수어그 정도 하면 돼 오케이 됐어요? 어 됐어 갈게 아, 네 갈게 아아오 아, 머리 머리 오 빨리 빨리 빨리